What is up guys, welcome back to a brand new video on this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channel. Guys, we are finally doing Twice High School. And by the way, with only beautiful people watching. Hi. Guys, I hope you're doing well. We are finally doing Twice High School. I'm super excited for this. I've seen images on Twitter. I'm sorry. I've seen little images on Twitter. I mean, we also reacted to the trailer already. Uh, so I know some little basic stuff, how they're looking like, a little bit of the outfits of the classroom, so I'm really excited for this one, guys. Twice, high school, and um, I have also home gardening in the back of my head. Don't worry, guys. Also coming, and um, I'm slowly trying to get into the content again, guys. Yeah, no pressure, guys. Maybe a few weeks with not so much content, but we're slowly getting into it again. Don't worry. Okay, Twice High School, episode 1. Let's go. Love the intro. First day of Zhong High School. Empty classroom, that is true. Okay. Okay, that is Chewy. And Jubu! Oh! 안녕! 오늘 계약 첫날인데 아, that's so cute. 오늘 계약 첫날인데 숙소 있었어? 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Homework on the first day, classic. 어, 너 거기 앉을 거야? 나 옆에 앉을 Damn, long leg chewy guys, okay. 네. 원래 안무는 선생님만 다닐 수 있는 문인데. 아, 그래요? 계약 첫날이라 잘 몰랐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동갑이니까 반말해. 아 알겠어. 어, 어 우리 친구잖아. Oh, they're looking so cute. Look at Dubu. 아, 친구들이 없다. 어 누나 봐 다음. 아 모모. 뭐, 뭐. 아 hi. Who are you? 아, Look at her. 안녕. 어, 안녕. 안녕. 반가워. 머리 되게 귀엽다. 조금 조금 소심한 친구인가 봐. 고마워. Oh, she's so cute. 네? 내가 따줬어? 아 제가 제 엄마가 직접 Oh, <laughs> no, <laughs> that is way too cute. 내 엄마가 사줬어요. 아, 진짜? 네. 부럽다. 안녕하세요. 되게 뭐가 많다. 안경이랑 리본이랑 네, 핸드폰. How cute this is. It reminds me a bit of like of anime. Uh, Like I, I've I've seen a few um school animes, but no particular one. It reminds me just of of an anime in a way. It's so cool to see. It's such a great idea. 물이랑 어, 가방이랑 엄마가 모나베 머리를 해줬어요. 네. 누가 떠오른다. 우리 친구니까 반말하자. 그럴까? Oh. <laughs> 그러자. Oh, look at Chewy. No, hey. 아니 금지인데 이거 들고 오면 선생님한테 너 이제 혼난다. Who's the teacher 근데 though? 우리 엄마가 The teacher has to be Gio, guys. It has to be her. 아, 또 선생님한테 얘기 잘 해준다. 너희 엄마 힘 세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h e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다현이야. 다현이야? 쯔위. 넌 뭐니? 어머니다. 그래, 난 선아야. 어. Oh. 반가워. cute this is. 친구들이 요 앞에서 학교 앞에서 산 거야? 네. 음료수? 아, 우리 음. 엄마 친구여서 아 진짜? 어, 엄마께 아 둘이 친해? 응. Her mom sounds really friendly. 엄마가 여기 사장님이셔. 아 그래? 그치? 응. 응. 나도 이따 하나 부탁해도 될까? 문 음, 선생님한테 혼날게. 저도 outplayed, <laughs> outplayed. 나랑 친하게 지내면 한번 생각해볼게. 오케이, okay, good. 지내자. 뭐뭐 친해지자고 뭐, 먼저 말고는 친해지자. 친구. 뭐뭐 친구야. 나 손 되게 민망한 거 알아? <laughs> She's just ignoring her. 어, 많이 가려. 너 지금 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True though. 아, 친구 이상하다. 어, 좀 이상한 거 같아. okay, this is just roasting them each other so far. But I like that. 엄마한테 일어나 봐. 두 점만 더 부탁해도 돼? 그냥 얘기야. <laughs> Oh, who's next? Who's next? That is Minari. I can already tell Minari. 안녕하십니까? She the teacher? No. Okay. thought, thought. 이름 어떻게 돼? 하나 미나야. Uh, 외국에서 오셨어요? <laughs> 맞아요. oh, okay, okay. <laughs> 야, 나이도 물어봐봐. 아 친구지. 아, 구리 동갑이야. They are all 16.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가 17. 아. Oh, sorry. 17. 17. 이게 유행인가 봐, 그치? 어? 이게 유행인가 어, 봐. 어, 요새 유행인가 봐. 다 겹치네. 그러네. 나 겹치는 거 별로인데. 뭐야 <laughs> 혼자 틀려고 너지 혼자 틀려는 거 너만 없잖아 I love s a r a s hair guys I love s a r a s hair looks so cute 나는 공책밖에 챙겨온 거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이따가 매점 갈 건데 넌못 가겠다 그치? 나 왜? 너 그런 거 그런 거너 공책밖에 뭐 없다며? 맞아 나 공부밖에 몰라서 사실 매점이 뭔지 몰라 원씨가 누군지도 몰라 원씨는 알고 있지 I like the jokes, they're good 공부했거든 나 아, 공부를 잘한다. hey! Hey, hey, hey. 무서워요. Hi. 친구 되게 안녕. 그러니까 랩 잘하게 생겼다. Yeah. She could be like like a rapper in one of those K-poppy idol groupie doopies. I see that. Maybe in another reality she is. I have no idea. 나이가 Can we? Yep. 그니까 Wait, I have to take another screenshot. Wait. 나. 나이가 몇 살인지 나. 일부러 표현해 주면 안 돼? 반가워, 잘 부탁해. 안녕. 외국인이야? 아니야. Oh, she doesn't care. She doesn't care about them. 두발 자유잖아. 나는 여기서 태어난 외국인이야. 아 여기. <laughs> 아, 나 아, 여기. 어? 왜 이렇게 늦어? 어? <gasps> 왜 이렇게 늦어? 나요. Hi. 저는 니잖아 그런이잖아. 그런이잖아. 하아이 친구가 한 명이도 와야 되는데. 어, 한 명. 지갑 하나 봐. 어, 어떻게 어떻게? Do we have to stand up? Do, do we have to stand up? 선생님 오시겠다고. Okay. okay. Everyone act normal. 어떤 분이실까? Okay. 아, 우리 선생님 착했으면 좋겠다. Everyone act normal, okay? 제발 지호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다. 아, 제발 지호 선생님만 있으면 좋겠다. Oh, look at her. Hi. We have to stand up. We have to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guys. Stand up. Oh, where to the... Okay, okay. We are already done. Uh, uh, sorry, sorry, sorry, Miss Parker. Sorry. sorry, sorry. I'm, I'm new here in this class. I'm sorry.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부터 이번 담임을 맡게 된 박지효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맨날 노래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계약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Yes. 네. 마음으로 등교했나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할게요. 임나연. 네. 김다연. 네. 모모. 기라이 모모. 유이미나. 네. 미나토 자키사나. 근데 네. 네. 이름이 이렇게 길이? 외국어 학과 있잖아요. 아 그래? Oh, 아, t a l looking so cute. Look at this. Guys, I love this already. 유정현. 어? 어? 어? 어? 나는 어? 어? 빈자리가 있네. True Elsie. 아, 선생님 어디 갔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제 밤에 오늘 체험학습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계약 첫날이지만 다들 내일 처음 보는 것처럼 반겨주도록 해요 I hope she's doing okay 저도 체험학습 갈래요 그거는 신청서를 다음에 내도록 미리 아, 네. 다음 손채연 네 좋아요. 좋지? 네. 아 그리고 오늘 The excitement. 유 학생은 1교시 끝나고 온다고. 오. 쓸데없는 거 묻지 않고 수업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재밌 Look how cute she is. Aww, she looks so shy and cute. Hey. 될것 같아요. 일단 애들 계속 I love that it is like filmed like a reality show, like The Office or something. 너무 강해가지고 어수선해서 음. 조금 괜찮으신 편이죠. 음. 음.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이 반 제가 최선을 다해서 yeah. 예. 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계약 첫날이잖아요. I love this. 네. 네. 친구들도 처음 보고 많이 낯설 텐데 이름도 음. 모를 수 있잖아요. 서로 이름은 다 얘기를 했나요? 유명해서 음. 알아요. 그래? 뭔데 너? 여기도 유명한데요. 우리 오늘 개교했는데. 네. 음. 담임 선생님이 1년 내내 가지는 거 모모랑 나연이. Oh man, all acting out so good. 그 벌점 줄 거예요. I hope so. 아무튼 그래서 서로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한 명씩 자리에 서가지고 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I like this. Okay, okay. 먼저 하고 싶은 사람. Me, me, me, me, me. I want to go first. Okay, okay, okay, okay. Wait, wait, wait, wait. Do I have to stand up? No. Okay, you can't see me that way. Okay, so. Ha Hi, hi, hi. I, I, hi. Uh, I'm new. I'm new to this class. My name is Flo. F L O. I'm I'm 20. I'm old. For no, I'm I'm also 17, as you you all are, as we are. I like to do things uh, um, on my own. Next, pl please, next. I'm not good at this. Ne sorry. That, that was good, right? Did I... Was... Okay. Okay. Um, don't look at me like that, Miss Park. I'm sorry. Okay, okay. Sorry. Oh. Okay. Hi. 모나들과 잘 부탁해. 어, 진짜 친해지기 싫다. Damn, they're roasting each other. Okay.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뭐, 뭐 우리 엄마가 하는 뭐 카페? 음. i n t e r 너무 맛있어. 한번 가봐도 돼. 음. <laughs> am I also invited? 아픈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병원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모모가 okay, yeah. 다음 친구, 자기소개 듣고 싶은 친구 지목해주세요. 아니, 자꾸 날 쳐다보는 okay.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저언 저 어. 어. 어. Stand up, please. Yes. Okay. 안녕하세요. 저는 윤나연입니다. 안녕. Hi. Hello. Hi. 안녕. 안녕. 안녕. 내가 조금 낯을 많이 가려. 거짓말.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공부. I love Niall's like normal talking voice. I don't know why, but I love it.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음.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 없어요. 내가 의외로 좀 해. <laughs> 진짜 의외다. 어, 언니 그치 그치. 그럼 잘 부탁해. 오케이. 네, 잘 부탁해. 그러면 다음은 사나. 음. 안녕. 나 미나 토자키 사나라고 해. 안녕. 뭐라고 불러야 돼요? 토자키 사나? <laughs> 자, 따라해봐. 미나 토자키. 미나 토자키. 사나. 사나. 자, 붙여서 미나 토자키 사나. 사나. 반갑다. Ah, that was cute. 그럼 그다음. Next. 금발. Blondie. 안녕, 나는 송채이라고 해. 신기할 것 같은 친구. Oh, look how cute Sana is. Hey. Hey. Oh, that's cute. 태영아, 너는 취미가 뭐야? 취미? 나는 그림을 Yeah, 잘 art. I 그려. was about to say art. 뭐야? 그림을 잘 그려. 너희도 얼굴도 그려줄게. She looks so cute. 아, She looks so 다음 cute. 뒤에 있는. Little Dubu. Hi. Miss Dubu. <laughs> 안녕, 난 다현이라고 해. 반가워. 하이. 나는 초콜릿 좋아해. 그러니까 I like that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초콜릿 선물해주면. Oh, 아, that's cute. 아, 괜찮아. 나도 너 괜찮아. <laughs> 어, 나는 여자도 있고 음. 어, 쯔멍도 있어 왜 쯔멍이야? 모르겠어 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야 혹시 너 머리 원래 그 색이야? 네 아니 네. 어, yes or yes? 색깔이었어 근데 요즘부터 단색 아, 가수군다. 어,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네. 음. 아. 연락해. 자, 다음 맨 뒤에 있는 마지막 학생. 하이. 친구 맞아? 안녕, 나 미나라고 해. 다 들어갔을 때 무서워하던데 나 착한 친구야. 친하게 지내. 아, that was cute. That was cute. 행동은 뭐야? 적어두게. <laughs> 친해지고 싶은 학생이가? 저는 Look at Tubu's face. There's the screenshot again. I love this. Ah, that is awesome. That is with the best times twice ever. 어 Hey, here, here. Hi, here. 헤이. 저 미국에서 왔다는 미나 친구랑 친해지고 싶고 이것도 커플이거든요. 좀 친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 버스 있었어요, 버스. 음. 뭔가 친구 같은 같지 않아요. 다들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약간 언니 같아요. 전 착하다고 해놓긴 했는데. You are nice though, right? 모르겠어요. 잘 지낼 수 있을지. 자, can. 우리 이렇게 자기소개도 했는데 가장 o k a 중요한 새학기 때 다들 뭐 하나? 생각해봐요. 새학기 때요? 새학기 때 꼭 하는 거. 잘 생각해봐. 음식 신청? 우리 어. 반 이름? 리더. 리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아.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음. 근데 The German word for class president is Klassensprecher. Klassensprecher. I was Klassensprecher from grade 1 to 7. Yes, I was class president from 1 to 7. But then someone else did it because it was then actual work you had to do. From 1 to 7 it was nothing, it was just like I, I could, I don't know, I could do nothing more than all the others I believe. <laughs> Sometimes I had to have like a school meeting or something, but after that, um, after grade 7, you really had to do work, like to uh, plan things out or plan class trips with the teachers, and I didn't like really want to do that, so I just gave the task away. 일단은 <laughs> 오케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먼저 지원자를 받아볼게요. 눈 감고 부반장 하고 싶은 친구. Everyone close your eyes. 볼게요. 마피아니에요. 손 들어요. <laughs> That was the cutest little gummy smile of Cheongi I've seen in my life. 마피아니에요. That is making me happy. Just look at her! That is pure happiness! I want to print that out and make it into a poster and put it somewhere here. I'm gonna do that. I will make a poster out of this. Oh, and I can put it as my lock screen. Ooh. <laughs> <laughs> 자 그럼 반장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볼게요. <laughs> Oh no, I, I don't want anymore. I don't, I don't want anymore. No. 누가 죽었어요? <laughs> 일단은 부반장을 하겠다는 친구는 없었고 반장하겠다는 친구 두 친구. 어, 어, 오, 누구? 나도 맡아볼래. 아볼래 하니까 손을 들었는데 아, <laughs> 내가 손으로 어요자 <laughs>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음. 자기가 어필! 을 해야죠 오케이 렛츠 고 아. 먼저 다현이 먼저 네 Let the battle begin Hola, ¿cómo estás? <laughs> 새 거미가 거 돼. 머리에 나가. 아 벌써 불량해요. 헤이, 쉬, 오케이. 자 친구들, 음. 어, 내가 반장이 된다면 음.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반을 최고로 흙 많은 반으로 만들어서 흙반을 만드는 거야. 오. 어, 너무 힘들 것 같다. 어, 너무 힘들겠다. 흥반? 그 예시로 어떤 분지 그래. 상상이 안 그려지는데 어, 좀 보여주면 예를 어, 들어 oh, 소리가 나왔잖아. 어. 근데 다들 차분하게 앉아있을 때 <laughs>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막 고방생 당첨된 것 같아요. 춤소리에 맞춘 사람도 춤춰줬을 수 있을까요? 오 어. 그래 그거 아. 좋아 Yes, sh- show us, show us. 네, show us. 좀 부끄럽네 기대된다 <laughs> Okay, okay. 아, 무릎 아프겠다 <laughs> 체조 아니에요? <laughs> 어때? 신선하 네, 너무 좋게 너무 좋게 안 혼나요? 안 혼나고 있잖아 아네 그러네 난 마음에 들어 난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혹시 음. 친하는거 있니? 우리 우유 초코우유로 바꿔줘 어? 오 oh, good call 그래 good call and cookies c o o k i e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음. 알겠어. 고마워 저... 친구들아. 네. 사실 나는 쯔이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거짓말. Okay. 거짓말. Now. 너의 마음의 소리. Class, please be quiet. We have a new contestant. 들리는 걸? 네, 안녕, 쯔위. 안녕. 나도 사실은 어, 반장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No, you can do it. 어, yeah.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음, 도전해보려고. 음. Oh, she's honest. She's honest. 어떤 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 아까 어,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친구들 다 되게 뭔가 흥분하고 좀 시끄러운 음. 것 같아요. <laughs> 여기로 조용한 말이 나는 음. 어, 좀 <laughs> 나는 나는 나는 좀 우리 음. 친구들 집중 수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아. 진정을 시키려고. m 음, that is important. 와 눈물 Go study. 분명히 <laughs> 그런 부,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 어, 쉬는 시간에는 마트 같은 데 가고 싶은데 마트 같은 데 가자고. 이거 이거요? <laughs> 궁금한 거 있어? 원한 거 있어? 단장이 어. 된다면 공약 공약 공약이 거 가르쳐 줄게. <laughs> 뽑아줘. Oh, that oh that was good. That was that was a good speech. 어, a 고민된다, 진짜 고민된다.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 너가 임시 반장에 임시 아, 반장이 네. 뽑 때까지 어. 잘 나눠줘서 잘 모으도록. 아 진짜 고민이다. 아 고민돼 모모야 너 누구 뽑을 거야? 왜 나한테 물어봐? 따라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laughs> Hmm. Oh. Oh. I think they're gonna they're gonna vote it even. 자 궁금해 다들 기... Is it even possible? Yeah, it is possible to vote 2분 긴장되나? 네. 네. 자, 네. 오케이. Let's see. 한번 표를 해보겠습니다. 오. 어 궁금해. 첫 번째 쓰리. 어나 저거 누군지 알아. 나도 알아요. 왜 뽑았어요? 그러게 왜 뽑았어요? <laughs> 투명해. 투둥고는 투명해. 어. 뭔가 원래 그런 거 할 것 같은 친구가 아닐 것 같은데 되게 용기를 낸 것 같아서 음, That was 아, cute. 용기를 많이 냈어. 잘 모르구나. 쯔이 원래 야망이 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표.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laughs> 이유. 다현이도 좋아. 이유가 <laughs> 아니 어. 어. 조쭈이 친구 같이 마트 아니 매점 가고 싶어서 어. 어. 음. 적었네요 Oh, t t s cute. Look at her. 어, 되게 1번을 뽑았는데 다현이를 바로 밑에 요다라고 적었어. 오. 얘가 얘가. 오. 어. 너 뽑았구나. 어 왜냐면. 아 치위버즈 f o 두부. 나는 솔직히 연기를 한번 냈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다현 친구가 음. 뭔가 우리를 잘 이끌어. That's beautiful. 빛빛내 마음은 어떻게? <laughs> 어 고마워. 고마운 마음이야. I appreciate it. 다현이가 누구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네. <laughs> 김다현. 너가 음. 짱이야. 사랑한다. 어, 잘 읽어요? 잘요 <laughs> 누가 그런 멋진 말을 썼는지 참 좋은 친구네요. Okay, guys, it was me. Shh. The, the secret is finally out. It was me. I voted for Jubu, guys. I'm sorry, okay? I'm sorry. It was my it was my note. 저 친구가. Sorry. 오! Ooh. 김다현이랑 근데 이건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laughs>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I was also truly touched. It was emotional, an emotional speech for me too. 어색한 학교 친구들 앞에서 종소리만으로 그렇게 춤을 출수 있다는 거에 뭔가 True. 를 크게 들고 싶었어요. Understandable, understandable. 자 이제 두표 남은 상황. Okay, two left. 과형. 오. 왜죠? 이유 없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서. 이미 다현이로 확정이 됐는데. 음. 어? 다요. Oh no, 포치위. 왜다 쓸까? 원래 낮쯤이었는데 내가 아빠 이렇게 하러 투표하러 갔을 때 나한테 윙크를 하더라고. That's cheating. cheating. cheating. 다현이가 반장으로 땅땅땅. But congratulations. 반장과 부반장 앞으로 나와서. Congratulations. 따라라 어, 이런 게 있어요? 반장으로. 소감 한마디 하세요. 초코 우유, 초코 우유. 어, 우리 트와이스 고 투둥 단이 음. 가장 출발 반으로 음. 성공할 음. 수 있도록 이몸 애써 바쳐 We want chocolate milk.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자, 아자. Chocolate milk. 아, 예! Chocolate milk. 부반장이 된 쯔위 쯔위도 한마디 I like the pointy sticky thingy 아, 어. 일단 반장 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부반장으로 될 수 있다는 I'm always here for supporting you 감사하고 고맙고요 열심히 노력 그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Chocolate m i l 뽑아줘서 고맙고 우리 잘해보도록 하자. 반장으로서 우리 반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her. She looks so 이따가 cute. 심심해. Okay, yeah. 이거는 나와서 지우고 그러면 음. 이걸로 오늘은 <laughs> I always had to do that. I always had to do that. I feel like that was the most like that was that was the, the thing that I hated the most because you you had to stay indoors when everyone was outdoor in the breaks. Hated that. <laughs> <laughs> 자 그럼 이걸로 조례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 곧 1교시 시작되니까 다들 빨리 준비를 오,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따 또 보자 반장 인사 네 선생님께 차렷 경례 많이도 밀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 봐 아무도 안 미워 바이바이 어, 요즘 쌀 하이 응 that little smirky smile left on that. Okay. 좀 괜찮은 것 만만 That is the cutest thing on earth, guys, right here in front of us. 이러면은 더 점수 많이 주겠죠? 더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같이 간식을 먹고 있어요. 맞아, 이거 부장이 가져온 거래요. 맞아요. 제일 친해지고 싶은 학생? 오늘 없지만 저현 친구가 음. 어떤 친구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요. I'm also curious about her. This is so wholesome to watch. I love this. 우리 I love this. Hey. Guys, the class is beginning. Everyone, go to the table. Oh, <laughs> that is awesome. Okay, so the teacher role changes every time. I love that. Look at her. Oh, that is cool. Okay, so the role of the teacher is rotating. I love that. That is awesome. That is really cool. Yeah. I like it a lot. <laughs> I like it a lot. I hope you enjoyed this too, guys, and we'll catch up as I told you. Um, and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wonderful day. See you soon. Don't forget to smile today. Have a great day, and uh, bye.